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<laughs> 여러분 올 것이, 올 것이 왔습니다. 라고 야지 안녕하세요. 공허소녀의 서경입니다. 나에게 공허소녀란 또 다른 가족. 안녕하세요. 공허소녀입니다. 음, 나에게 공허소녀란 어, 이제 없어서 안 될 존재.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레나입니다. 나에게 공원소녀란 가족 안녕하세요. 공원소녀 민주입니다. 나에겐 공원소녀란 내 친구들 찡구 찡구 안녕하세요. 공원소녀의 서령입니다. 나에게 공원소녀란 어, 없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럴 존재? 언제나 그때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?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나에게 검은 소녀랑 어... 뭐야 한국의 가족! 한국의 음. 가족? 아! <laughs> 여러분! 올 것이 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아! 애교요? 아, 두 글자야 <laughs> 앞에서 봤는데 두 글자야 지금 앞에가 애야 지금 아네 애교요 <laughs> 사랑해. <laughs> 애교는 어... 야, 야. 서령이 잘하잖아. 잘해. 제일 잘하잖아. 언니 살구 해줘 살구. 아 살구. 살구 해줘. 안녕, 난 살구야. 너랑 살구야. 싫어. 나는 혼자 살구야. 나는 나도 독립해야겠다. 오케이. 먹는다고 여기 <laughs> 아, 이것도 어려운데? 오케이 Oh my God. 섹시 카리스마 <laughs>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지? 아! <laughs> 카리스마 섹시 섹시 헤이 네, 바즈카 바즈카 스카 스카 저는 저의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답답한 이 도시에 예. 아무나 스쳐나 네. 아침이 오면 삐삐 꼭 똑같은 멜로디 우주를 깨울 말제 <laughs> 날 안아줄 거야 날 찾아줄 거야 Watch me, watch me, watch me. <laughs> 첫인상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석영 언니가 프로듀스 101에 나왔었는데 제가 응원하던 멤버여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우와! 만약 가수가 안 되었다면 이건 항상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질문이에요. <laughs> 저 래퍼 루피니 <laughs> 노래 듣고 있어요. 아, 예. 사랑해를 세 가지 언어로. 어, 아이스테루, 사랑해, 주댐무. 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